들어가 들어간 거. 그 거야. 환상적인 어린이집 뷰 배고프다 You could be 난 돈을 냈다 얘가 원래 돈 내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돈 20만원 20만원 응. 오토바이 10만원 형님이래 요즘 최애 뮤지션이 누구신가 저는 해리 스타일스죠 요즘 최애 뮤지션이 누구시죠? 나도 해리 스타일스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일, 일몰을 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일몰을 찍고 다시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왔습니다 일단 수영장에 왔기 때문에 최대한 호흡을 뺏고 유지하고 있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체크아웃이 이렇게 빡빡할 줄이야 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뒤에 풍경이 걸집니다 진짜 예쁘다 저도 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명하게 떠나요 세 잠깐만 나온다 나온다 됐다 됐다 이번엔 됐다 Okay, let's go. <laughs> 奇怪的，一种。